음, 가자. 4대4. 야, 바로 잡히네? 어, 저 창맨이 두 명이나 있어. 성별이요? 아, 예. 성별 변경할 수 있어요. 처음에는 여자였는데 역시 아, 저는 기사는 남자가 좋더라고요, 저는. 크, 아니 뭔가 사무라이가 약간 저는 사무라이를 여성으로 쓰면 좋고 이게 남녀의 차이가 있나? 뭐 스피드가 빠르다거나? 음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아씨 나 중간 참여했네 아 괜찮아 우리 팀 이기고 있구만 니네 일을 안하니? 야 씨, 일을 안하네? 잠깐만 우리 팀 두 명이나 죽었네 야왜 쫓겨나고 있어 이 친구들에게 그럼 안 되지 옳지 잘한다 오 어. 핫, 차, 핫. 핫. 야, 탓. 핫, 찻. 핫. 어, 야, 야, 야, 야, 밀지 마, 밀지 마. 형, 형, 내가 미안해. 형, 내가 미안해. 형, 내가 미안해. 형,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oh, yeah. 협차. 어, nice. 일단 애들 잡아 체력채워야겠다. <laughs> 너무 아프다. 올해 게임이 될 수도 있고, 안 될 수도 있고. 일단 레벨 1을, 레벨 1을 찍어야 경험치가. 예, 체력이 차는데? 오케이. 체력 채우자. 오케이. 체력, 체력, 체력. 체력이 없어. 어? 우리 팀 죽었다. 어? 쟤 뭐야 핫. 어씨 올라와 올라와 어 뭐야 아 역시 유비 또 서버가 터지나요 응 죽어 그렇지 유후 야저 창이 사기 사기긴 하나보다 굉장히 아파 보이네 그럼 난 내려가서 한번 조져봐야지 일로와 시구역 시구 시구약 먹어야 돼시구역시구역 야야 진 야, 시구역에 저 내려가야 되는구나 가자 가자 가자 씨 먹어야지 야 여기 일기투특이딱 좋네 들어와 들어와 친구들 어. 오케이 점령했다 난 여기서 맞겠어 어다 위에 있다 다 위에 있다 다 위에 있다 들어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가자 가자 가자 오 야야야 4대1이야 4대 4대, 4대1 4대1 4대 미안 예. <laughs> 뭐, 뭐, 뭐 어쩌게 뭐 어쩌게요 오케이 쟤 하나다 하차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디 가니 이씨 새끼가 어디 어 어딜 도망 어어 야야 너무한 거 아니니? 2대1 2대1 너무한 거 자이 이씨 새로운 클래스 궁수 글쎄요 근데 여기서 궁수가 나오면 너무 밸런스 파괴라 그럼 아예 아이 검술, 창술, 도끼술 이런 거에 맞춰져 있거든 게임이 글쎄요 아까 특수기로 한번 사용하는 건 봤는데 음... 글쎄 활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애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밸런스 파괴야 그렇게 나면 어이구 비구역 털린다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쉬. 핫. 핫. 탓 핫. 핫. 핫, 샤, 아이, 자식야 도망치네. 하야. 야, 야, 야. 야, 도끼지 무섭다. 돌진기 따로. 그, 야, 씨. 돌진기는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. 하, 씨. 핫첫 첫. 핫첫 첫. 으앗 탓. 핫차 그렇지.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. 아이고 죽다 살았네 씨. 체력 회복. 슝. 그렇지. <laughs> 야, 다굴 앞에 장사 없네. 마지막 부분에 네 그러긴 했는데 솔직히 아 궁수구가 몰라 후대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추가적인 클래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? 근데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느낌? 일로와 일로와 어? 뭐야 <laughs> 나 뭐해 죽었어? 밤 스쳐 지나가다 죽었는데? 야 전장이다 전장 자꾸 어디서 쏘는 거야 이건 부활요청 살려줘 이씨 아무도 안 살려주네 아 이제 상대팀 죽이면 어? 상대 영웅 죽이면 되나? 아 아직 아니구나 달려 씨. 핫 핫찹 하하 호호 죽었다 nice. 그렇지 연습한 보람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누가 우리 팀 쫓아가래 어? 임? 야, 야, 어디가? 일로 와. 승리까지 한 명 더 필요. 너, 너, 너, 너 하나면 돼. 일로 와. <laughs> 난 너밖에 없어. 친구야, 일로 와. 어, 야.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뭐에 맞은 거야? 나 뭐에 맞아 <laughs> 야 뭔지 몰라도 나 죽고 끝났네? <laughs> 야 뭐가 팡 아니 뭐가 팡 터지더니 갑자기 죽었어요